소매를 뭐 줄이고 또 그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사이즈가 두 사이즈, 세 사이즈 정도 줄이고 품도 뭐 이렇게 줄일 거예요. 기장도 이만큼 줄일 겁니다. 펌의 기장 줄어들고 어깨 줄어들고 품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띄어낸 걸로는 목도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띄어낸 걸로.